옛날 옛적에 산타와 요정들의 마을이 있었어요. 산타의 지휘하에 요정들은 아이들의 소원을 모아 선물을 만들며 살고 있었답니다. 그곳은 매일 해가 떠오르면 호수가 찬란하게 빛이 나고 먹을 음식도 가득한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. 요정들에게 꼭 필요한 별빛 정수도 충분했어요. 요정들은 마을에서 정해진 삶을 살며 행복했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산타가 별이 되어 사라지면서 요정들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지게 되었답니다. 요정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. 어떤 요정은 자신이 새로운 산타가 되는 꿈을 꾸었고 어떤 요정은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꿈꾸게 되었어요. 그 중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대장장 여정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어요. 우리가 인간 세계로 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? 모험심과 도전 정신이 특히나 뛰어났던 그 요정은 상상에서 멈추지 않고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. 수많은 실패와 노력 끝에 요정은 마을 밖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한 망치를 개발했어요. 산타의 추모식이 있던 날 모든 요정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장장이 요정이 외쳤어요. 얘들아, 우리 이곳을 떠나서 인간 세계에 가보지 않을래? 더 넓은 세상에서 우리의 꿈을 펼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. 이 마을을 어떻게 나갈 수 있는데? 우리 마을을 감싸고 있는 하늘은 사실 특수한 유리야. 내가 하늘을 부술 망치를 만들었어. 대장장이 요정은 너무나도 당연히 모든 요정들이 자신과 같은 꿈을 꾸고 다 함께 새로운 세상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. 첫 번째 요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. 하늘이 유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나서는 안 돼. 산타님께서 정한 규칙을 우린 지켜야 해. 두 번째 요정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. 맞아. 이 마을을 떠나면 내 삶은 모험투성이가 될 거야.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. 세 번째 요정이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. 이 마을밖에 어떤 곳인지 너도 모르잖아. 난 무서운걸. 대장장이 요정은 다른 요정들의 거센 반대 망연자실했답니다. 그때 네 번째 요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. 난 네가 말하는 그 세상이 궁금해. 너랑 함께하고 싶어. 네 번째 요정은 대장장이 요정의 손을 잡고 함께 그곳을 향해 달려갔어요. 그때 마지막 요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. 야 너네 그 대책 없는 행동이 우리를 위험하게 할 거야.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. 이거 명령이야. 맞아.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. 그건 이기적인 행동이잖아. 두 요정은 망설였어요. 새로운 세계가 아주 궁금했지만 그 선택 때문에 내가 평생 살아온 이 마을이 무너진다면 나의 친구들이 모두 위험에 빠진다면 대장장이 요정과 네 번째 요정이 주눅든 목소리로 모두에게 사과했고 다른 요정들은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정해진 규칙만 잘 지킨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며 두 요정들을 위로했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요정 모두를 경악에 빠지게 하는 일이 일어났답니다. 그건 바로 그건 바로 어디서 온 건지 알아? 왜 이렇게 야, 키도 엄청 크지? 키도 아 엄청 어떡해. 야, 뭐야? 너네 집다 먹은 거 아니야? 이거 아, 먹어.